김치 토스트 없어요 김치 토스트요 나 여, 요즘은 아침 식사 김치 볶음밥 많이만 들었어 여기 안에 가, 안 가봤는데 우리 어, 우리 안에 네. 가볼래요? Oh my god, it smells so freaking good here 와, 여기 냄새 엄청 좋아해 <gasps> 와보 야바, y o u r so sweet 와, wow, look at this So amazing. Oh my god. I'm so hungry right now. 배고, 배고파요. 고밥 먹을래? 그냥 여기까지. 면. 한 면이에요. 네. Do you want to know how to avoid internet hackers and to protect your personal information? The answer is using VPN. Today I will introduce Surfshark VPN. What is VPN? So the main purpose of a VPN is to hide your online activity and to protect you against hackers. By using VPN, your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privatized, including emails, passwords, and credit card informations. Of course, your IP will not be exposed as well. Surfshark has over 3,200 different servers in 95 different countries. Especially for Netflix users, using VPN will be super easy to switch from country to country. For those of you who wants to learn another language, using Surfshark VPN would be very useful. Also, one account can be unlimitedly shared and downloaded by different devices. The price is very affordable. You can use my discount code and link down below and get 83% off and 3 months for free. Subscribe Surfshark using my code before July 4th and get antivirus for free for 27 months. Check the description box down below for more information. 아, 메뉴 혹시 있어요? 아, 아, 네네. 어, 한국 분 아니세요? 아니에요. Wow, look at this. 에이, 중국어도 있네. They have Chinese, English. 어, 순대국밥 먹을래? 순대국. 이거 먹자, 이거. 청숙 비빔밥. 음. 마국수. 와 주마땡인데 근데 어, 여기다 소주 있어 맥주도 있고 에이, 막걸리 있어 어, 근데 막걸리 먹으면 집에 못 가요 안돼 혼자이니까 밤에 될 것 같아 안돼 안돼 오케이 그럼 let's get this one 이거 어떻게 할래? how about level 3? level 5? 병원 갈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거 보통 막탄 순대국 하나. 무슨 맛으로 주세요? 어, 3, 아, 4 주세요. 4번? 네. 좋아요. 네. 정말 네. 잘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너무 달라요. It actually looks really good. 지금 땡국인데 이거 봐봐. 그, 이거 파프. 와, look at this. 칭칭탕 이렇게. 이거 무거운데? 어 이거도 있어 이거 뭐지 아 까먹었다 갑자기 까먹었어 미안해 이거 아 계단인가 이거 아 이거 아 네, 이거 아 이거 뭐지 아 여러분 아 새우정 새우정 미안해 새우정 그리고 이거 뭐지 what's this 아 양파 온무 fish cakes and then what is this radish 모이다 김치무 음. 와 여기 순대 개코네 어, 이거다 이건 뭐지 내장이나 음, 좋아 나 내장 좋아해 나 찍먹기예요 원총국만 먹어볼게요 와 매워 이걸 넣을게요 신라면보다 좀 매워 이거 엄마 먹으면 죽어겠다 이거 진짜 매워 음 그냥 맛있어 새우젓 넣어야 돼 새우젓 맛있어 이 새우젓이랑 한국 새우전이랑 달라요 느낌 이거는 약간 더 매워 짠거 아니에요 매워 봐봐 색깔은 이렇게요 레드예요 I wanna eat rice 음. 아니 여러분 알지? 나 한국에서 이거 안 먹어 이거 순대 안 먹어 근데 여기서 먹어 왜냐면 여기 순대 맛있어 왜안먹어 냄새 있으니까 한국에서 순대 냄새 있어요 약간 음. 음. 순대 맛있어 그냥 냄새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상추로 안내해 드릴게요. 잘 먹었어요. 못 먹었어 이거는. 근데 다 먹었어. 진짜 맛있어.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Let's go to the ocean. 우리 바다에 가자. Where is the ocean? 와우 어때요? 오 우와 사진 찍자 어? 우리 같이 라면 먹어 갈래? over there, over there. 거기 가볼래? Let's go over there. 오, 오, 라플로크 있네 여기. 이거 약간 서울의 그 서울 타워 똑같았네. 가자 우리 레고 say bye 안녕. Bye. See you again. Wow, all of a sudden so many people. Like, oh, like it's because of the mirror. was like. 와, 봐봐 여기 아직이네요. 와우. 미쳤어 여기. 와. Oh my god, I wanna go. 엄마 봐봐 여기 안에 사람 싸고 있어. 봐봐 여기. Okay, I'll see you guys. 안녕 내일 보자. See you tomorrow. 안녕.